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 사랑해. 안녕하세요. 28살 막둥입니다. 다들 운도 능력이라고 하잖아요. 저는 무능력자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뽑기나 내기 같은 거라면 안 좋은 건 늘 저만 걸렸어요. 오, 나랑 비슷해, 나랑 비슷해. 중요한 시험 보는 날 아침이면 멀쩡하던 배가 아파서 시험을 그르치고 오랜만에 나가는 소개팅에서 제가 준비한 모든 데이트 코스가 임시 휴업입니다. 아, 와, 그러던 제가 얼마 전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어요. 나한테도 이런 날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는 역시인가 봅니다. 여러 차례 엎어진 취업에 성공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입사 대기가 되었고 입사 대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되면서 잘 만나던 여자친구도 저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.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데 이 정도면 저 죽으라는 거 아닌가요? 저처럼 운이 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? 이정도의 죽기에는 너무 어, 너무 창창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? 불행은 항상 한꺼번에 와르르 오고 행운은 그냥 삼광처럼 반짝하고 오고 이 프로는 인사를 안 하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 예. 예. 어, 어? 자, 오셨어요? 자 오늘의 게스트 네 전설이죠 신승훈 씨 모셨습니다 아. 막둥이들 안녕 <laughs> 큰 오빠 오셨습니다 그럼 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. 그러게 말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게 요즘인 거 맞긴 맞는데 운이 되느냐 또는 해프닝이 되느냐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무엇을 해왔느냐 뭐 옛날에는 왜 로켓 발사되는 게 엄청난 이슈에서 막 생방 생중계하고 그랬었는데 모든 로켓이 다 발사되는 게 아니라 실패생이 더 많아 네. 그래서 로켓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펑 하고 기폭제가 되어주는 게 이제 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놓쳤어 그럼 해프닝이 되는 거고 적립금의 약간 개념처럼 저는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운도 좀 따라와 줄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 많이 하겠다 무슨 비율을 이렇게 <laughs> 적립금 로켓 이런 거에는 하고 있고 에이 넌 로켓 살 수 있잖아 <laughs> 아 그치 아 <laughs> 누나 로켓 살 수 있잖아 데뷔할 때 첫 무대가 퀴즈 아카데미였는데 식염수하고 렌즈 클리너하고 헷갈려가지고 클리너를 이렇게,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넣은 거야 아. 결막염이 걸려버린 거지 아이고. 눈이 둘 쪽이 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 첫 방송이 어, 펑크가 난 거야 어머. 신인이 그 다음 날이 연예가 중계 신인 루키스 어. 네. MBC, KBS 다 못 나간 거야 나는 이제 끝났다 심지어는 SBS가 없었어 아... 생기기 전이야 SBS도 <laughs> 어. 오빠가 들어올 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그 <laughs> 다음에 잡힌 게 이제 순위 프로 미더스 김치인데 노래 열심히 리허설까지 끝냈는데 저 위에서 누가 내려오시더니 오늘 방송 죽었습니다 왜? 왜? 그러니까 걸프전이라고 터진 거야 걸프전? 어 걸프전 걸, 프전이요 중동에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3주 후에 또 잡힌 거야 근데 그날 또 죽었어 왜? 그게 바로 고르바초프 제주도 방문 아, 어, 냉전 시대가 끝내고 화업 시대를 도래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제주도로 방문한 거야. 생방송하느냐고 방송이 죽은 거지. 데뷔 무대가 네 번이. 네 번. 어. 와. 진짜 대박이다. 오늘 오빠 너무 잘나왔 근데 봐봐. 지금 30년 동안 버티고 이렇게 공항마이트에서 나를 초대할 정도로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. 와. 그 불행한 시기가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군대 전역하고 한 달 있다가 쇼미더머니 나갔는데 된 거야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진짜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작업실에 맨날 출근해서 곡 하나를 쓰면 퇴근 3년 지나니까 어 이제 낼 수 있겠다 잉크 이렇게 충 네, 예, 어 잉크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. 지금은 약간 부족한 게 보이면 기분이 좋아요 어 더 크겠네? 야. 어, 이 녀석 어디까지 클까? 어, 나도 이원석 되나? 이러다 키도 크겠어. 아, <laughs> 그러니까. 우리 우연찮게 마주쳤을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마주쳤는데 맞아 내가 보자마자 한마디 했거든. 너 음악 잘하더라. 누가 나가면서 나한테 어? 딘딘이래. 지금 누구 있는 상태야. 어, 어떡해. 아, 곤란해. 어, 어, 어떡해. 어, 안녕하세요. 할 때. 어, 나 너 알아. 너 음악 잘해 너무 감동적인데 내가 지금 이걸 누구 있는데 뭐 내가 몸을 돌려서 인사를 드릴 수도 없고 막 내 생애 가장 감동적인 오줌 싸는 순간이었어 성스러웠겠다 내 소변 중에 가장 성스러웠어 화장실에서 사람들한테 후배들한테 인사 안 할래 <laughs> 코로나19 때문에 데이브레이크 결성기를 처음으로 장기근을 했었어 아. 기획을 했었어요 아. 맞아 총 14회를 기획을 했는데 한 6회차에 딱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공연이 중단돼 버렸어. 와 이 공연은 뭔가 운이 안 따라주는구나. 6회는 했지. 난 하나도 못하고 지금. 아 <laughs> 네. 원래도 사회 격리를 했던 사람이야. 저도요. 밖에 우리, 어. 밖에 잘 안 나오는 늘 스타일. 사회 격리하고 있었어. 몇 년을 몇 년을 재에 묻혀 있다가 30주년이 돼서 3월달에 앨범을 딱 냈는데 그때 이렇게 코로나가 된 거고 이번에 콘서트 제목이 미소 속에 미친 그대거든 내 데뷔곡 이름으로 한, 한 소절만 줘요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뭐 이런 거 어, 그래 그래 오늘 하지 말고 그냥 이거 계속 듣자 노래 어, 너무 좋다 <laughs> 뭐 이건 잡은 김에 그러면 그거 한번 거만 하고 내려놨죠 <laughs> 오늘같이 이런 창밖에 잘 시킨다 되게 누나 우산도 없이 뛰어올 거야 그대 젖은 얼굴 닦아줘야지 아니야 그대는 안 아, 올지도 몰라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나 아까 그 소름 돋았어 지금 감히 행운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었던 에피소드는 김형석 작곡가님을 만나게 아, 됐었던 맞아, 맞아. 일 김형석이라는 변수가 엄청난 변수가 내 인생에 생겼던 거지 근데 그 변수를 입력해서 결과를 출력할 준비는 되어 있었어 다만 운이 작용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기가 막히게 어떤 가요계 시류가 바뀔 때쯤 그 일을 시작하게 돼서 내가 가진 감각이랑 그 시대랑 되게 잘 맞아떨어졌었던 거야 행운하면은 정세훈 아니야? 그렇지 행운 여러분 <laughs> 어, 뭐 저는 어쨌든 데뷔를 하고 나서 싱어송라이터냐 아이돌이냐 이걸로 되게 어중간했었어요 음. 싱어송라이터 분들 사이에 있다 하면 은 아이돌이고 아이돌 사이에 있다 하면 뭔가 싱어송라이터고 약간 이렇게 어중간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래퍼들하고 있을 때 예능인 같고 예능인들하고 있을 때 난 래퍼인데 이래 <laughs> 팬분들이 이제 싱어송라이돌이라고 아, 아, 팬들이 해줬구나 네 수식어를 만들어줬어 뭔가 중심이 딱 잡힌 느낌도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행운은 고막메이트거든요. 이야. 아, 너 진짜 시간을 준다. 어, 한마디 해주세요. 잠깐만, 딘딘 사회생활 정말 잘한다. <laughs>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만. 지금 막둥이가 되게 주눅 들어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우리가 해결책을 주고 이런 거보다는 희망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음. 네. 게임 중에 하스스톤이라는 카드 게임이 있는데 어. 그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괜히 애증으로 아 이 게임 온빨 게임이라고. 음. 여기서 뭐가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니까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생우는 그냥 기폭제다 버텨온 게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항상 보는 거거든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사소한 거지만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입사에 성공한 능력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을 빼먹은 거야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좋은 것만 좀 기억을 하면 좋고 후배들 중에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 되게 많아 형님 어떻게 버티셨어요?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어 그때마다 난 꼭 이런 얘기를 해줘 너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지 너 근데 이거 잘 생각해봐라 열흘 후에도 이만큼 힘들어할까? 이거 다 지나가 열흘 지나고 나면 어, 내가 그때 열흘 전에 왜 이거 갖고 이렇게 힘들어했지? 6개월 지나고 나면 내가 미쳤구나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해줘 야 화이팅 이 또한 지나간다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며 버티고 있는 거니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삶이란 그런 거야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질 거라 위로하는 게 아냐 나도 첫 댓글 클릭하시고 시즌 앱에서 하나 쳐 먼저 보세요.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